너니?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온다고? <laughs> 네?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들리는데?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저기 로한이랑 유카 찾으러 왔는데 아. 어, 어, 어, 어, 어딘지 아세요? 어? 유카랑 로한이 찾으러 왔는데 유카랑 로한이 찾으러 왔는데 유카? 유카, 유카 있어요? 유카 있는데 유카 요즘 뭐해요? 유카 없, 없어. 유카 없어요? 응. 유카 어디 갔어요? 여기서 갔다 아, 어,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치사요 응. 막. 만나서. 아, 로하니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응. <laughs> 이름, 이름이 뭐예요? 저, 저 사람 이름 뭐예요? 이거 뭐 친구. 친구야? 친구 이름이 뭔데요? 이게 내 친구인데 네. 수상한 건데. 수상한 사람이야? 응. 수상한 사람이야? 응. 그래 보여 저 원래 유카 유카 같은 데로 한 로한 원래 로한이 아닌가? 한이 아닌가? 저기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 로한이랑 유카 좀 불러주세요 야, 여기 로한이네. 여기 로한이 맞잖아. 아니 로한이 맞잖아. 이 야, 이런 잡아라. 어? 뭐야 또? 이런. 어?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아 저기 죄송한데 어? 로한이랑 유카 있나요 혹시? 유카? 네 유카요 유카인데 네 수상한 건데 수상한 수상 안 못했어 수, 수, 저 뒤에 유카 같은데 유카 아닌데 어? 왜 반말인데? 빵! 시 시시 유카 너 뭐해? 유카 아닌가? 유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누구예요 그러면? 라라예요 라라 어. 어울려요. 라라 <laughs> 이름 어울려요.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시작 다시 보자 다시 엄마 춤추 뭐해? 춤추 봐내 네, 씻고 Look at the paintings, I'll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in my eyes. Are you cold? Do you want <laughs> to 아시키다. 나도 아, 아이스크림 먹자. 어, 뭐야? 그래. 한식이 왜 있어? 응, 어, 로안이도 같이 살줘오 나이스 벌레 있는 줄? 벌레 살고 있는데 지금. 머리에 벌가 있다고? 아, 뻥치지 마. 있었어 지금 로안이 아빠 머리 벌레 있어? 응 그냥 살았었어 살았었어? 응 이거 거기 부끄럽게 하지마! 부끄럽게 하야메떼 벌레 많아서 벌레 많아서? 아 벌레 많아서? 어디 뿌린 거야? 왜 이렇게 여기 약 뿌려줘? <laughs> 고마워. 어, 단민주? 음? 아빠는 왜, 왜 자꾸 얼굴에 뿌린 거야? <laughs> 네, 아빠 새빵 새빵 줬으면 좋겠어. 어? 아빠! 나는 새빵. 나는 새빵. 나는 새빵. 나는 나는 새빵. 세번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아이카 보고 싶어? 가보자 알았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자 아이카 로안 어? 아이카다 왜 찌말았지?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아이카 보고 싶어? 응. 너는 장거리 연애 悲しいな。なん。あいただ。あいたごと。あいたぼこし。あいご。うわ、お化あいいたいめっちゃチューしてる。めっちゃチュ 너 지금 비밀 연애인 거야? No, 조결이 내 나이 와 야빠 슬라이네 그만 뽀뽀해 그만 뽀뽀해 그만 뽀뽀해 야둘 다 그만 뽀뽀해 에 며칠 쭈쭈쭈쭈 시티르 おやすみね。おやすみ。 <laughs> 말잘 들어? <laughs> 말 잘 들어? 아이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카 좋아 <gasps> 자 그러면 아이카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야 나는 새빠 아빠 와스키 마마 와스키 마마는 치키 못해 엄마 마마 치키 좋아 이렇게 잘해요 조금 봐봐. 뭔데? 이거 샤. 이게. 어, 어. 어 만지지 마. 코아이. <laughs> 요거 요거 잡이. 아, 한 3만 원 주셨어. 뭐야? 오, 엄청 먹고, 엄청 먹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아. 해보자. 자. 맞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래끼 났어요 다래끼 이게 절대 제가 뭐, 뭐 이상한 짓 하고 아키하바라 갔다고 음. 유카가 뭐 때리고 그런 유카 아니에요 아, 아, 아.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유카가 때린 거 아니에요 유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유카 엄청 열심히 육아하고 잘하는 멋진 와이프예요 오늘은 뭔가요?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 ゆかです今日はね할로윈이 네, 오죠? 우리가 그래도 이제 매년 이렇게 그래서 올해도 이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다가 제가 요새 빠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셋이 나와요 가족 셋 그래서 그 코스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순짱꼬, 로하니꼬, 제꼬 다 준비를 했어요. 로하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순짱은 하필 다래끼가 났지만 아! 그래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순짱 네. 여기에 있어.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엄마가 또 뭐 준비했나봐 또 우리 브이로그라고 뻥치고 꼬시고 아. 아. 누가 누가 칵했어? 엄마가 그치? 엄마가 이거 너 이거 칵했지? 아니야 어, 로안이 들어와 봐 아니거든요 유카한테 절대 맞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들 마세요 유카 그런 애 아니에요 그치 유카? 응 아! 아! 아! 아! 뭐야? 뭐야? 먹이 뭐야? 뭐야? 엄마한테 맞은 거지 먹이 뭐야? 빨리 빨리 빨리 세요 뭐야 자 갔다 올게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그대로 생각해도 비주얼이 아니야? 원래 너는 제가 하라는 대로 했거든 되게 되게 비슷해서 놀랬어 아빠야 하지 마. 네, 아, 머리야. 아, 노하니까 있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있어 또. 노하니까 있다고 내놔. 아.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매년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진짜 뭐라고? 들려? 사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아빠 여기 지요 여기 지영데요 지영 도망가? 제 의지는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학을 하라면 하는 거고 이 까라면 까는 것 뿐일 거예요 저에게 우리 집에서 야 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 아빠 인터뷰하잖아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자 저는 사실 이 캐릭터 잘 몰라요 항상 유카가 매년 할로윈 때마다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저에겐 크게 삶의 이유는 없어요 유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있는 거라서 할로윈은 저희에게 또 다른 큰 명절이에요 이런 크리스마스 이거야 이거야 그래 빠바바바바 야! 야! 뭐 여튼 코스프레를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코스프레는 필수인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당신들도 야너 선글라스 언제 끼고 왔어?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매년 코스프레는 오마에와もう死んでいる.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이 이제 2층인데요. 이 바퀴 잘 보여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 이 집에 도대체 누가 살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매번 많이 바뀌기도 하고 유카가 이제 다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유카의 맨몸을 다 봤으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 눈은 유카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맞은 게 아니에요 뭐 아키하바라 갔다고 해서 뭐 제가 막 어디 가서 맞고 그러 남자 아니고 제 결혼 생활 행복합니다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여보 다 됐어?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여보 오랜만에 정장을 입으니 너무 쪼여서 아파요 <laughs> 何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온다고? 닦게 이런 것도 없이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거야 어 그래? 어떻게 죽이는데? 한번 해봐 야! 빵빵빵! 어! 오그 알아 우리 저기 앞에 식당 아저씨들 음. 많이 보고 간다 오늘따라 보자 일로 와봐 한번 놀아보자 와 엄마 봐라 이거 와 이리 와 번개 파워 잠깐만 잠깐만 세너 뜨든 세너 뜨든 뜨든 뜨든 뜨든 뜨든 <laughs> <laughs> チュインじゃじゃあ次はご飯でメインあれさ つた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 상상하시는 원선도가는 좀 다르겠지만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원래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차마 <laughs> 다 이제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동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눈이 이 상태라서 절대 유카한테 맞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이, 이 기회 아무튼 올해도 유카 덕분에 또 유쾌한 할로윈이 됐네요 유카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봐, 보고 싶은 뭔가 그런 코스플레나 그런 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의상 그리고 의상 회사분들도 <laughs> 보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올해 우리 할로윈 제주에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올해도 잘 되길 바라며 이번 할로윈도 재밌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오늘마지막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shit.